음. 음. 음? 흥. 헤헤. 응? 음. Hehehe. 嗯嗯嗯，哼哼哼哼哼。 Hmm. Hmm. Hmm. hmm. フフフ 오. 헤헤. 음? 음? 음? 음? 음?